킹 캐릭이네 어머야 어머야 이게 나가 아 저런 패턴이 n o 다 e 아 이거 왜 피지냐고 아니 씨 <laughs>